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잉여맨 오늘 이프랜드 고등학교에 내가 첫 입학하게 되었어 어 너무 떨려 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교실문 알죠? 너무 설레이는 거 첫날에 생일 오겠지? <laughs> 기대된다 아, 그나 엄청 잘생긴 애원다 그랬어 <laughs> 나는 벌써 사인받을 준비까지 다아놨잖아 너무 잘생겼으면 사귀어겠다난 도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너무 기대된다 <laughs> 음, 음, 음. 어. 어. 어? 음, 얘들아 내 이름은 잉여맨이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냉동치킨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불려왔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후라이드가 될지 양념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야 너네 둘 다 좋아하잖아 그치? 맞지? 어. <laughs> 어쨌든 잘 부탁한다 그 나름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데 <clears throat> 애들아 안녕 나는 댕댕이라고 해 우리 이 프렌드 고등학교의 최고의 꽃미남이 될 거야 <laughs> 너 혹시 연예인 아니야? 잘생겼다 연예인? 아이돌이다 잘생겼다 아, 연예인이다 연예인 어? 내가 주머니에 선물을 가져왔거든 한번 볼래? 음 뭔데 뭔데? 주머니에 하트 와. 얘들아 이 브랜드 고등학교의 댕댕이 꼭 기억해 주렴. 음. 아. 오 어, 엄청 이쁘다. 와 이쁘다. 와 예쁘다. 얘들아 지무 안녕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어야 청소하고 있다 청소. <laughs> 어, <laughs> 와 진짜. 안녕 얘들아. 와 요원형. 와. 장원형 닮은 요루루라고 해. 야, 나 젊은 입 밖에서 갈게. 자, 여러분들 이, 이 발언은 잉여맨 유튜브라는 관련이 미호랑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. 진짜 이상한 것 같아. 나랑 친하게 지내자. 그럼 요르르는 어떨까? 아 요르르 안녕. 오늘 입학 첫날인데 잘 부탁할 할게. 요르르 얘도 좀 이상한 것 같다. 늑대야. 어 왜 그래 여맨아 아 나 배고픈데 이따 같이 매점 갈래? 아니야 지금 갔다 올게 <laughs> 아니 같이 가자고 <laughs> 아 쟤 혼자 왜 이래? 너네들 근데 그거 알고 있어? 뭔데? 이프랜드 고등학교 입학 첫날에 교장 선생님이 운동회를 한대 뭐? 첫날부터 운동회를 입학 첫날부터 운동회를 한다는 거 있지?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운동장으로 빨리 나가자 자 운동회를 하려면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겠죠 어, 옷이 굉장히 많네 교복에서 어떤 복장을 입어야 운동회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? 이걸 입어야겠다 좋은데?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역시 운동회는 잠옷이죠 잠옷 야 모두들 귀여운 복장으로 갈아입고 야 뭐야 늑대야! 바람은 늘 내 곁에 있지 뭔 소리지? 자 어쨌든 여기서 단합회를 할 거야 꼴등은 말이야 밑에 포에 넣어서 쏠 거야 그 저기 저하늘의 별이 되겠지? 자 어쨌든 브랜드 고등학교 운동회! 우! 자 일단은 게임 누가 먼저 시작할지 이 줄 사이로 뽑을 거야 와줄서줄한 명씩 뽑을 거니까 줄제 뒤로 줄 서세요 자 저부터 줄사이 돌리겠습니다 제발 육더라 제발 어. 안돼 아! 어? 6? 뭐야 미호 유! 자, 담미호가 1등입니다 자, 나 혼자 할게 시작 하나 아! 연계! 아, 네, 한 번 더 있죠, 기회 자, 간다 없지 정도는 자 보여줄게 실력이란 걸 말이야 음 일단 기대하고 있을게 <laughs> 연계 연계 이번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 음 기대할게 오케이 지릴 때 연계 어? 자 다음 게임 룰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 탄 터진 사람은 저 대포에 타는 걸로 하자 우리 리아야 시작해 이번에는 수학여행을 갈 거야 수학여행의 묘미가 뭔 줄 알아? 뭔데? 바로 사복을 입고 간다는 거야 맨날 교복만 입다가 멋진 사복을 입고 맨날 봤던 친구들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다르잖아 느낌이 우리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번 수학여행을 가보자 야, 어떤 옷을 입어야 음, 친구들이 날 보고 새로운 느낌이라고 할까? 이런 걸 입었다가는 소문이 날 게 분명한데 반바지 어울리는데 오케이 이걸로 가야겠다 여기가 바로 2030년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메타버스에 옮겼다고 하는데 부산사는 요루루씨 진짜 부산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 그럼요 어디 부산 갔나요 여기? 진짜 광안리 온 것 같아요 광안리 아 광안리야 여기가? 어, 뭔가 딱 광안리 느낌이에요 어, 아 오, 맞네 진짜. 비슷하네 자 우리 저 지하철 타고 쭉 보자 응? 음? 와 진짜 아, 탄것 같아 아, 좋지 아. 땡땡아 와 다른 사람 되면 아, 어떡하지? 우리 친구잖아 얘들아 역시 와 하니까 어때? 형제도 못 보겠어 네, 네 쪽을 여기는 뭐지? 내려서 확인해볼까? 어 한의원도 있고 막 진짜 온 거 같다 여배다 아, 왜? 어,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간다 아저씨 아. 안 내렸어요 넌가 자 이번에는 얘들아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갈 거야 진짜 기대도 좋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자, 것을 여기는 다 여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곳이야 야스오도 있네 여기서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이런 공간도 있고 다른 맵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워터파크 같은 곳인가봐 우리 같이 사진 한 방을 안 찍었더라고 사진 찍자 좋아 좋아 모두들 모여 자 즐거웠지 수학여행 좀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정말 즐거웠다고 오케이 간다 하트. 자 이제 여러분들 팬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여맨 팬미팅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상 속으로 메타버스 게임 이프랜드에서 이렇게 팬미팅을 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어 많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소소하게 그냥 알쏭달쏭 이제 퀴즈 맞추는 시간 가지면서 짧게 할 겁니다 자 평소에 잉여맨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이브랜드를 조금만 플레이해도 알 수 있는 문제들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화장실에서 사는 두 마리의 용은? 어렵죠? 나만 아직 모르나? 제가 그러면은 그냥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어? 정답 나왔어요 신사용 풍녀용 와.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맞추네 이거를 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아, 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다음 문제도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곳은 너와 내가 만나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내 표정을 따라하는 기능도 있어서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모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너무 쉽나? <laughs> 나가기도 전에 루돌프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이걸 맞추시네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문제를 내볼까요? 네 진익대님이 먼저 내보세요 자 진익대의 캐릭터에는 수염이 보였을 텐데요 자 진익대의 수염은 몇 가닥일까요? <laughs> 진짜 어려워 어? 벌써 정답 나왔어 벌로 나왔어 한렘님 뭐야?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췄죠? 너무 쉬운 쉬웠나? 야 한렘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는 뭐가 좋나요?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1시간 거리 막 차 타고 가야 돼서 만나야 되는데 이 브랜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캐릭터도 꾸며져 있고 <laughs> 그래서 바로 호주간 사람들을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무대까지 나오셔서 궁금한 게 있나? 사칭이요 <laughs> 네 사칭입니다 <laughs> 자 어쨌든 오늘은 소소하게 그냥 팬미팅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면의 소소한 팬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찍어볼까? 우리 팬미팅에 오신 분들 모두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한 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는 사람 다 왔나 오늘 오케이 자 오늘 팬미팅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뿅 좋아요 아. 안녕